회전 각오해라! 모두 날아가버려! 금강불괴! 하! 하! 하! 목노 환주 녀석들을 물리치렴 납작하게 만들어주지 너를 부서지 아니 전격 순간표 모조리 부서지 공표 영원이다 새로 만들어주 テロバチラ